안녕하세요 유튜브 멘트 라임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목감기가 걸렸고 또 코감기이기도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고 약간 콧물이 중간에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영상은 선물 교환할 때 어떻게 하면 센스있고 그런데 양은 적게 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좀 약간 사기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을 진짜 친구에게 줄예정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네, 준비물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준비물은요. 이 봉투, wrapping지나 뭐 그런 거 있고요. 이 빼빼로는 하나 큰 게 좋아요. 큰 게 가장 자리 많이 차지해서요. 그 웨하스 스틱, 뭐, 마이쮸, 뭐 사탕, 그리고 이 봉지, 이 봉지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하리보, 제가 직접 만든 책갈피도 있고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봉투, 이제 가방이 필요합니다. 그럼 진짜 만들려고보겠습니다 고싱. 네, 그러면 먹을 것부터 시작해 볼건데 일단 이거는 따로 포장을 하거나 뭐 그럴 거니까 빼둘게요. 이리 와. 네, 이런 예쁜 봉투에다가 어떻게 하면 많아 보이게 남죠. 일단 이 봉투가 어떻게 해도 그냥 와 어떻게 해도 양이 많이 보여서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사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레오부터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오레오 넣었으면 여기에 비잖아요. 그래서 오레오 가장 먼저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마이쮸 한 4개 정도? 4개 정도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4개를 넣어볼게요. 네, 저처럼 막 넣어도 돼요. 근데 좀 밑에 좀 차지하게 만들어주면 좋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탕을 넣는 게 아니라 오레오 웨어스 스틱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넣어보게. 싹, 한 손으로 딱히. 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사탕 3개 정도를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사탕 3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리보도 넣을게요. 짜잔!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에 내용물 그다지 많진 않지만 이렇게 좀 두툼해 보이죠?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종이봉투 담아줄게요.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근데 아직 좀 많이 자리가 남았네요. 그럼 더 더욱 정확한 자리 배치를 위해 일단 빼겠습니다. 다시 비켜주고 그럼 이제 이 빼빼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빼빼는 간단해요. 그냥 뭐메모장나 붙이면 되는데 메모장에 붙였고요. 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그래. 귀찮게 진짜. 이라는 제가 삼촌적인 병이 있어요. 얘들도 일자 이렇게 자리 차지하게 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붙이는 것도 센스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랩밴드 그리고 봉투인데요. 가장 예쁜 게 앞으로 오게 하면 좋겠죠? 전 이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인스를 보관한 동도지 여기인데요. 여기다가는 특별한 메모라거나 일부러 인쇄 많이 붙이시면 좋을 듯해요. 참고로 인스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어, 네, 이제 이거를 붙여줄게요.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죠. 괜찮죠? 자연스럽죠? 저는 이 인스가 15장, 말만 1 5장이거 15개죠? 근데 이런 거 아, 어쨌든 16개구나. 예쁘게 배치 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것만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썼던 거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잘라서 주면 돼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넣어주면 인스가 좋겠죠. 그럼 진짜 잘라보겠습니다. 전 이렇게 두 조각 을 잘라주었어요. 다른 것도 더 있긴 한데 다른 거 좀 자르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인쇄를 넣어준데 이때 포인트가 가장 예쁜 거에 하는 게 좋은데 전는뭐 아쉽으니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친구 어? 인트만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스가 정말 좋아하겠죠? 이런 반전 포인트를 주는 것도 선물의 포인트랍니다. 전 여기다가 인스라고 써줄 생각입니다. 좀 작게 여기다 적을까? 어, 괜찮겠다. 거기 보이시죠? 인스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총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봉투가 딱 10개고요. 그리고 음식들. 일단 착갈비 하나, 그리고 마이쮸 4개, 사탕 3개, 하리보 1개, 웨하스 스틱 1개, 빼빼로 1개, 그리고 또 안에 일스 들어있어요. 일스 아까 보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담아보겠습니다. 넣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음식을 한쪽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적당히 넣어 주시고요. 이 예쁘디 예쁜 봉투를 또 해주시면은 이렇게 꽤 괜찮은 한 마리 됩니다. 겨우 여기에다가 뭐우정 한마디 좀 적어주면 좋겠죠? 이번 녀석은 좀 윤이 유난히 길어졌네요. 그리고 말실수도 많았습니다. 소리도 크게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꾸욱 싫어요 누른 사람 이거 이거 옛날 우리 여행인데 안녕